스타디 아.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아스트로 MJ입니다 사나입니다 <laughs> 와우 서프라이즈 난 이거 어 하나 둘셋자 읽어주세요 네 아스트로 음악 중최애곡 하나 둘셋 블루플레이 유머 아, 그래도 진짜, 예. 예. 네. 이번 6집 네. 앨범이네요 네 참 안 맞네요 우리 그쵸? 그 오늘 오늘 우리 케미를 보여주러 왔는데 그쵸? 너로 정했다 몸으로 말해와 이거 재밌겠다 아스트로를 한 가지 동작으로 표현한다면 자 하나 둘셋오 처음으로 왔어 뿌듯뿌듯 이게 저희 아스트로 인사법입니다 네, One of y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자 하나 둘자 아스트로 아스트로로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자 하나 둘 아, 예, 예, 예, 네. 생각 좀 해야 생각했어? 자 하나 둘 셋 콘서트 팬분들 어. 만난 거 같은 같은 거예요 근데 어, 팬분들 만나는 거니까 아니 형들을 만난 거아 형들 만난 거어어 어, 그래 멋있다 <laughs> MJ가 차나보다 잘하는 건 없는데 많죠 없어요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하 하나 둘셋 안기가 빨라요 앉을 때 엄청 빨라요 키 차이 때문에 뭐 주울 때 떨어뜨린 거 주울 때 너보다 진짜 빨라 내가 그치? 맞지 맞지 어, 높이가 다르잖아 인정 인정 <laughs> 형 우리 근데 좀 별이 팍 떨어지잖아 응. 음. 딱 멋이 좀 아, 그래 포즈 해볼까? 자, 하나 둘셋 하나 둘 <laughs> 아스트로네의 최신 유행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어?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어? 네. 또 그거죠? 뭐요? 너 누구를 부르는 <laughs> 거 하나 둘 뭐였죠 질문 <laughs> 우리 하나 둘셋 어, 부자관 어. 아 은우가 요즘에 막또 주작... 우리끼리 유명한 게 아니잖아 근데 결혼왕국이다 결혼왕국 결혼 인투 디어 아스트로 내에서 MJ와 사나의 지분은 몇 프로? 제가 제가 이번에 좀, 100% 중에 네,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늘었죠. 하나, 둘, 셋, 90. 15. 어? 15. 양심 있게 하자. 아니, 15. 이 지분이 15밖에 안 된다고. 그럼 90이요? 야, 너왜 이렇게 착하게 가? 아니, 아니, 왜냐면 어. 15가 나고 뭐 20%가 형이고 이걸 이렇게 100을 채워나가는 건데. 어, 그렇지. 그래서 형이 90이라고? 우리 멤버 6명이잖아. 우리는 몇 퍼예요, 그러면? 공포야? <laughs> 장난이고 나는 16 16? 아까 계산기 해봤어 100 나누기 6 했는데 16. 점몇명 나오더라고 아 진짜? 어. 사이좋게 우리 16씩 갖자 오케이 어. 마지막 자 last 질문 MJ와 산하가 유독 케미가 잘 맞는 순간은 자 하나, 하나 둘셋 지금 오, 오. 아. 아. 지, 하나 둘 네, 네. 지금 이 순간 Into the unknown. 다 뽑았어요. 끝. 끝. Finish. 안녕.